정답이야. 일상을 넘어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니까 구독 좀해 샬롬 오늘 일상의 진원입니다 성인입니다 저희가 오늘 왜 카메라 끼게 됐죠? 저희가 커플로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파티라는 브랜드인데요. 어떤 브랜드 소개해 주실 까요 네, 그럼요. 파티는 남녀 모두 메이크업하기에 좋은 수분감을 잘 짚어 만든 젠더리스 어. 브랜드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파티 제품을 가지고 오빠에게 제 취향에 맞는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평소에 내추럴한 거를 선호하는 편인데 한번 제가 열심히 모발을 메이크업 해볼게요. 저도 그럼 오늘 한번 정인이에게 저희 얼굴을 잘 맡겨서 메이크업 한번 잘 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메이크업으로 넘어가시죠. 고고! 네, 이제 한번 메이크업을 한번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세안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 어떤 걸로 세안을 하고 왔냐면요. 바로 이 삼진 오일 제품. 같이 삼진한 삼진한 멀티 오일 제품으로 어. 제가 세안을 하고 왔는데요. 아마 지금 옆에 영상이 함께 뜰 거예요. 제가 세안을 할 때도 또촬영하라고 왔는데 정인 아, 네. 씨가 오기 전에 미리 세안을 좀 했어요. 아. 그리고 나서 뭘 바르지 않은 상태인데 이 오일 제품으로 세안을 하고 나면은 수분감이 그래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 그래요? 왜 이게 삼진아웃인지 아십니까? 삼진아웃? 자 이게 왜 삼진아웃이냐? 세 개를 잡았다고. 세 개. 첫 번째. 저 하나 찍어볼게요. 수분감? 수분감은 당연한 거다. 어. 잡을 필요도 없다. 우리는 당연히 수분감 챙긴다. 어. 어, 그런, 그런 느낌인 거죠. 아마 영상 보겠지만 제가 이걸로 쉐이빙을 하고 왔어요. 면도. 이 오일 만난기로 안 다치고 잘 면도를 하고 있는데 왜 아. 좋냐면은 아까 보셨죠? 꿀 같은 제형이잖아요. 오일리하지 않아요. 예. 게다가 이게 거품이 안 나니까 어. 면도할 때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쉐이빙. 을할수 있다 이게 또 면도를 할 때 이게 털을 부드럽게 만들어줘가지고 훨씬 더 면도가 쉽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섬지하고 세개 안에 들어가니까 음. 그래서 또 여성분들한테 더 좋은 게 뭐냐면 여성분들 색조 화장 많이 하시잖아요 색조 화장 같은 데 있는 그런 유분기들은 오일로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오일로 클렌징을 하는 게 그런 개기름들 그런 것들을 잘 잡아준다고 하는 요또 어, 하나 들어가네요 그리고 이렇게 모공 음. 이런데 블랙헤드 있죠 블랙헤드 제가 지금 블랙헤드 관리에 철저해요 아. 봐봐 있어 없어 없어 없어 그쵸, 다른 사람보다 되게 적어 그렇이 블랙헤드 관리도 되고 그 다음에 클렌징까지 되는 클렌징. 이제 그 삼진아웃 오일 제품을 제가 하고 왔는데 되게 남성분들 쓰기에 되게 편리하고 또 남자분들 뿐만 아니라 아침 시 물로만 하시죠 전 물로만 하죠 그쵸, 저도 원래 물로만 했는데 이걸로 아침 시을 하니까 더 아침에 수분감도 있고 음. 더 깔끔한 클렌징이 되는 기분이라서 더 어, 좋더라고 젖어서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특히 건성인데 아침에 물 세안만 하면 건조할 때 있거든요. 음, 근데 그치, 이거 하면 그치. 수분감을 잡아주니까. 맞아. 아, 하나 선물해드려? 저 이거 주세요. 그래? 네, 뭐 광고제는 돈이 들어오면은. <laughs> 오케이, 알겠습니다. <laughs> 네. 자, 이제 오빠가 얼굴을 이렇게 반짝반짝 촉촉하게 씻고 왔으니까 건조해질 수 있어요. 가장 지금 필요한 거는 스킨케어입니다. 자, 이제 제 차례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파티의 뮬 턴으로 해서 이제 얼굴에다가 칙칙칙 수분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좀 많이 뿌리거든요. 아, 예, 예, 뭐. 얼마든지, 세수한다는 느낌으로. 얼마든지 뭐 뿌려주세요. 네. 오, 분사력. 한 세 번만 해도 되겠는데? 다시 한 번만 더. 가운데. 저 원래 하는 대로 이렇게 때리는 거 아니고요? 오늘 저한테 좀 감정이 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까부터. 왜죠? 네? 전혀요. 저 원래 네? 하는 대로. 이상합니다. 어? <laughs> 이것도 원래 하던 대로 하시는 네, 거예요? 네, 입을 한 어. 번씩 이게 툭툭 들어가라고 아, 입을 음. 한번 이렇 쳐주는 돌출입 교정 그런 네. 거예요? 아, 제 비결입니다. 아, 네. 왠지 입이 네. 들어가셨더라고요. 아, 얼굴 근데 많은 분들이 한 번 하실 수 있지만 저는 관성이기 때문에 두 번. 아, 한 번 더 할게요. 오케이. 촉촉해, 아주. 음. 그리고 얼굴을 원래 화장하기 전에는 기초를 탄탄히 해주고 얼굴을 좀 온도를 낮춰줘야 돼요. 또 이제 봄 되니까 유부, 유부기도 많이 올라오고 해서 기초를 탄탄하게 첫 번째. 두 번째 사티 뮬 에멀죠 자하는 대로 그냥 얼굴에 바로 뿔게요 오 한 번 짜는데 되게 많이 나온다 오 뭐야? 되게 촉촉하다 그럼 목까지 잘 발라주셔야 합니다 따가운데요? 때리시는 거죠 아 근데 이렇게 해야지 수분이 아주 뜨는 게 아니니까 <laughs> 어 깜짝 놀랐네 진짜로 다음은 기초 마지막 단계 크림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제가 또 한번 설명 중 한번 등판하도록 아, 네, 하겠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이 제품은 커티 뮤 수분 크림으로 수분 크림 다분해할 수가 있다는 라 음, 어쩐지 이게 뭐가 어, 적혀있더라고요 이게 뭐가 적혀있죠 이게 그 선물용으로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아 전에는 제가 선물해주려고 또 이름을 써놨어요 여기다가 또 이렇게 미리 선물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뭐라고 썼냐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아 취업 축하해 올 한해도 이렇게 성장해 나가자 어. 여러분 제 멘트가 좀 더 감동적이거든요 <laughs>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빠가, 오빠가 되길 기도할게 볼 때마다 눈물 나서 눈물이랑 같이 바를 것 같아요 아, 수분감이 더 극대화되려나? 아, 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네. 진원 오늘도 널 응원해 라고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진원은 왜 들어가죠? 저를 한번 드러내보고 싶었어요 아, 아 근데 지금 걱정이에요 저 너무 생얼로 시작을 해가지고 정희씨는 풀메이크업 하고 오셨잖아요 아 맞습니다 <laughs> 자 그럼 일단 얼른 메이크업 들어가기 위해서 아, 마지막 네. 이거 발라줄게요 자 마지막 가장 중요한 수분크림 발라줬는데 제품이 네. 제가 바르면서 느끼는데 되게 탱크탱크 이거 뭐야? 이거 되게 탱크탱글탱글거려요 근데 진짜 촉촉하고 완전 고보습이네요 어, 완전 고보습 내가 얼굴에 바르는 건데 손으로도 촉촉함이 음. 느껴지고 되게 쫀쫀한 그런 재, 질 같아 광고지만 찐으로 놀랬어 요 이거 음, 근데 사실 저는 진짜... 광고를 받기 전부터 네. 이걸 좀 사용을 했었어요 사실 근데 진짜로 달라 아니 보통은 수분크림 바르고 이제 토너 바르고 얼마 전에 바르고 토너 이렇게 마지막까지 바르면 손이 끈적한 게 엄청 나와요. 그치 맞아요 맞아요. 손이 끈적끈적한데 지금 전혀 끈적한 게 하나도 음, 없어요. 완전 산뜻 특히 남자들은 끈적거리는 거 싫어해서 수분크림 같은 거 진짜 잘안 발라요. 음. 이런 거 다 패스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아니면 하나로 다 쓰거나. 근데 솔직히 이 제품은 써도 끈적거리는 게 없어서 음. 다 써도 좋을 것 같아. 나도 메이크업 할때 쓰기 좋고 맞아. 일반 때도. 그래서 촉촉해가지고 겨울이나 여름 다 써도 될 것 같은데. 괜히 남녀 모두 사용 가능한 젠더리스 브랜드가 아니라고요. <laughs> 되시겠습니까?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진짜 이게 어떤 우와. 느낌인지 알아요? 진짜 좋은 그 관리실 같은 데서 어. 관리해주고 났을 때그 톡톡톡톡톡톡 하는 느낌. 어, 어 그런 느낌. 이게 산뜻하니까 산뜻하게 마무리되니까 솔직히 한 번 더 발라도 될것 같아요. 음. 충분히 촉촉하지만 오늘 제 요양이고 저 원래 수분크림 되게 듬뿍 바르거든요. 있거든요. 근데도 항상 얼굴이 끈적한 게 나와서 저는 엄청 두드려주고 하는데 이거는 충분히 그냥 알아서 스며들고 산뜻하게 마음이돼가지고 근데 진짜 좋은 게 자작업 아. 테스트를 완료해가지고 아 민감성 피부도 바를 수가 있고 오, 어, 저, 저 요즘 되게 얼굴 되게 민감했잖아요 피부가 막 음. 상해가지고 이거 바르니까 되게 좋더라고 이렇게 스킨케어는 완료가 됐습니다 끝. 네. 어 되게 촉촉하다 근데 이게 단순히 막 선크림 발라서 그냥 덕지 발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겉에는 뭔가 되게 뽀송뽀송하고 응. 속은 되게 촉촉한 딱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기초가 끝났고요 다음은 이제 제가 내추럴한 거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평소 오빠가 화장을 진하게 하는 편은 아니지만 한번 오늘 제 스타일대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콰티 루미네어 토너 크림입니다 자 얼굴을 좀 자연스럽게 밝혀져도록 할 거예요. 제가 지금 지금 얼굴 더 밝아질 수가 있나요? 그게 바로 토너 크림이에요, 여러분. 나이 아, 얼굴 더 밝아지면 아, 사람들이 내 얼굴 못 쳐다보는데. 짱구 보여주는데. 그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왔을 때 그 얼굴이 그냥 광채가 빛났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어 감사합니다. 네. 보여드리려고 여기다 좀 짜봤거든요. 근데 아. 이게 다른 톤업 크림보다 되게 촉촉하, 어, 촉촉해가지고 꾸덕꾸덕하지가 않네요 네, 꾸덕꾸덕하지가 않고 되게 촉촉하고 그래서 좀 약간 로션 같다 네, 그래서 일단 이 촉촉한 걸 오빠 얼굴에 한 번 발라주도록 할게요 음. 야! <laughs> 아 뭐야 내 얼굴 이렇게 한 거야? <laughs> 남자분들이든 여자분들이든 이마까지 같이 꼭 발라주시다 알겠죠? 오 진짜 촉촉해서 그냥 잘펄 발라주고 되게 오 여기만 발랐는데 오 발은 티가 안 나고 되게 그냥 피부톤이 밝아진 느낌이 들어요 음. 일반 토너 크림은 되게 약간 좀 백탁인 느낌이 맞아. 나면서 화사해지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피부톤이 자연스럽게 화사해진 느낌 이거 되게 자연스럽게 해가지고 화장하기 전에 기초로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매출할 때 써도 좋고 메이크업으로 사용하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와 확 달라진다 그리고 이게 네. 그 SPF 선크림 기능을 넣지 않았대요 수분감을 위해서 아, 어, 어 그래서 아, 더 촉촉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쩐지. 낮 시간에 외출 시에는 이걸 바르고 선크림을 더빨라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밀리는 거 없고 음. 뜨는 거 없고 맞아요 촉촉해가지고 이게 자체가 조금 남았는데 이거, 이 부분은 제가 좀 밝혀주고 싶은 데를 한 번 더 발라볼게요 눈밑 같은데 네, 이마 중앙 여기 덧발라져서 좋아요 메이크업은 꼼꼼하게 맞아 꼼꼼함 자, 피부는 이렇게 화사하게 끝이 났고요. 다음은 립밤! 저는 립밤을 조금 발라주려고 하는데 근데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 다 얼굴 하고 나면은 입술색이 없어가지고 져 엄청 얼굴 톤이 죽어 보이거든요. 이거는 일반 립밤이랑 다르게 저기요. 네. 저 얘기하자.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발색 립밤이에요. 그래서 발색 립밤을 입술에 한번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제가 또 립밤 전문가 아닙니까? 제가 남자 발색 립밤을 지금까지 시중에 나와 7, 8개를 발라봤거든요 이유는 아, 즉슨 네.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매일 매번 살 때마다 새로운 걸 사봤어요 도전하기 아. 위해서 그때마다 불편했던 점 무엇이냐 음. 하지만 얘가 개선한 것이 무엇이냐 뭐냐 온도에 쉽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오 주머니 속에 좀 오래 있어도 쉽게 물러지지 않는다 핫팩에도? 그럼 테스트 안 해봐 솔직하게 할게요 아. 어, 하지만 정말 쉽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어. 사실 게다가 내가 이게 왜 좋냐 음. 시크한 블랙 너 같은 경우는 주머니에 오래 있는 거 싫어하거든 음. 남에게 딱 꺼낸단 말이야 카페 같은 데딱 음. 꺼냈어 딱 꺼냈는데 얼마나 간지가 살아요 딱 시크하게 딱 열었는데 얘가 원래 하얀색이야 하얀색 얘가또 빨간색이면 또좀 남자로서 가오 떨어진단 말이야 가오 어, 남자도 가오가 생명이기 때문에 음. 그리고 이게 또 바닐라 향이야 나는 립밤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향이랑 보습이거든 요 제가 또 립밤을 항상 사면은 테스트 해본 게 뭐냐 한번 먹어봐요 음. So tasty yeah. 굉장히 마음에 든다는 오 립밤을 한번 입술에 발색이랑 보습을 주도록 할게요 예. 아 오! 오! 발라놨어? 오, 오. 어, 원래 입술이 조금 그래도 빨간 편인데 아래 발랐는데 확 느껴지는데? 오 어, 촉촉해 촉촉해 좋아 남자들은 한두 번 발라주면 딱 되고요 이거를 세 번에 음. 다섯 번더 빠르, 더 빠르면 여자분들도 사용하기 좋은 색깔 어 좋네 이거랑 같이 사용하면 되겠네 데일리 메이크업 여자분들도 약간 남자친구 만날 때어나생얼이야 뭐 아, 이런 분들이 이거 바르고 있는 거지. 와 어, 쌩얼이야. 응, 내 입술이 원래 이래. 음, 나 원래 입술 좀 빨개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늘 세수를 하고 카티 제품으로 촉촉하게 수분감 있는 걸로 채워준 다음에 토너 크림이랑 립밤으로 해서 저만의 데일리 메이크업이 완성됐습니다. 난 만족해. 얼굴 톤도 화사해지고 입술도 촉촉하니. 네, 그러면은 머리까지 하고 제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 네 이렇게 한번 애프터로 돌아와 봤습니다 자 비교컷 한번 오늘 이렇게 한번 같이 저를 메이크업해주는 컨텐츠를 한번 참여해 보셨는데 네. 어떠셨습니까? 일단 제품들이 하나같이 다 탐이 나고요 제가 다 가져가려고요 <laughs> 네, 농담이고 일단은 그런 말 한 게 사실은 진짜 제품이 광고가 아니어도 촉촉하다고 계속 음. 제가 얘기를 하게 되고 저도 되게 많이 사용해볼 것 같고 토너크이랑 립밤을 사용해줬는데 그것도 되게 남자 여자나 뭐 진짜 상관없이 다 발라도 좋을 것 같아서 네 그게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장이랑 촬영하면서 즐거웠고요 음. 오늘 저는 이제 직접 받으면서 가장 좋았던 제품을 음. 하나 그냥 제가 한번 뽑아보자면은 크림 음, 어. 이 크림을 저는 고를 것 맞아, 같습니다 맞아. 왜냐면은 내 얼굴이 대접받는 느낌이에요 음. 이저 크림을 바르면 그래가지고 저는 저 크림이 정말 탐이 제거짓만 탐이 나고 어. 더 갖고 싶고 어. 그렇습니다 저도 고르자면 저도 일단 크림 음. 크림은 진짜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이건 진짜. 진짜 강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 사실 토너 크림이 좀 되게 의외였어요 왜냐면 다른 토너 크림이랑 다르게 되게 촉촉하고 백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돼서 저도 나중에 뭐 이제 유치원 다닐 때나 막 메이크업을 하기 힘들 때 그냥 이거 하나만 바르고 출근해도 좋을 것 같아서 토너 크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한번 커팁 브랜드 제품들로 이렇게 함께 메이크업도 해보고 음. 네, 노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영상도 정말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